오늘 제 의상의 포인트 이거 뭐죠? 초커? 초커입니다 오늘 약간 좀 이쁘다는 소리를 어, 되게 예쁘게 생겼다 아니 오늘 음, 눈 한번 보여줄 수있으 있으실까요? 눈이 부어서 눈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활동 때만 되면 돌아오는 다래끼 장고 이번에도 이쪽이죠? 왜, 지금 내가 봤을 때 왼쪽? 맞아요 카메라 보니까 뭐 티가 안 나네 어 증티 안나 다행이네요 왜냐 제가 음. 열심히 다래끼 약을 먹고 있거든요 음. 하루에 6개씩 거짓말 진짜로 <laughs> 약간 그거 같아 벌에 쏘인 강아지 같아 눈이... 소강 여기도 망사 여기도 망사 엉뚱 망사 초고기로다 또 다른 망사 서베픽 일단은 이탈리안 BMT에 에그마요 추가합니다 빵은 파마산 오레가노 shred 치즈 올리브는 빼요 올리브 맛이 없어서 그냥 나머지 야채를 완전 조금씩 왜냐면 흐르잖아요 sweet onion이랑 ranch 소스 굉장히 맛있으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나도 원래 flatbread만 먹었는데 네. 맛있더라고요 근육이 말을 하는데요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요 맛있어 오 맛있는데 장난 아닌데? 아 얘는 인별못 찾았구나